Hi guys, I'm Joshi. Today's menu, 자파게티, 불닭볶음면, 박김치. 마실 거는 콜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It's so delicious. Wow. 맵고 뜨거워서 아, 담이 벌벌벌 나요 지금 담이 너무 많이 나요 한국은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습도가 많아서 땀이 많이 나요 지금 이거 임식도 뜨거웠고 아 매워서 땀이 완전 나서 전신 전신 전신 없고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